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오늘은 순대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배추도 있고 어, 소금이랑 쌈장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뜨거 뜨거 뜨거 안 보이네 아 뜨거 뜨거